내일을 위해 짧고 굵게 합주를 마무리하고 집회 장소에 세팅을 하러 다시 모입니다. 경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조명과 음향, 악기, 무대에 놓일 단상 이외에도 미리 준비해 놓을 것들이 많은데요. 주문해 놓은 오케스트라 단을 설치합니다. 야, 아, 기가 막히네. 사이즈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지? 사이즈가 너무 잘 맞아. 기가 막히게 맞춘 단을 착착 설치하고요. 네. 오케스트라와 브라스 밴드가 앉은 의자도 설치합니다. 네. 조명과 음향, 악기도 설치하는데요. 로비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Heritage Ministry를 소개하는 안내 데스크와 후원 부스, 지표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합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죠? 지금 포토존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끝이야. 끝인가요? 네. <laughs> 네. 쉽지 않네요. 아, 이걸 사역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게 사진도 뽑아놓았네요. 어?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이제 수원을 유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 사진 부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진들이죠? 어, 저희가 사역했던 그런 사진들도 있고요. 더 가스펠 4를 준비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포토존이 멋지게 완성되어 가고 있네요. 안에는 아직 설치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모두들 내일을 위해서 좀 쉬셔야 할 텐데 준비할 것들이 끝없이 생기네요. 로비의 현장. 로비에서 로비하는 날. <laughs> 로비에서 로비 중. 진짜로? 지금? 가자. 갑시다, 갑시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또 우리는 어떤 찬양을 드리게 될까요? 떨리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안고 오늘을 마무리합니다.